어 태호 형 잘 나와 진짜 오늘 진짜 잘생겼어 태호 형이? 어 오늘 잘생겼어 태호 형이 어 잘생겼어 오늘 이상한 짓 하지 마잘생겼으니 태호 형이 어 잘생겼어 이상한 짓 하지 마 문제가 살아서 일본을 나갈 수 있을까요? 오늘 저요? 네, 궁금하네요 태호 형이 잘할 저요? 궁금하네요 태호 형이 잘할 것 같은데도 아 안 됐을까? 그렇습니까? 아. 웅재도 한번 주민해볼까? 혼돈이 오이 웅재야 어? 넌 오늘 웅재처럼 생겼어 <laughs> 딱 너같이 생겼어 아? 어. 나 웅재가 아니야 사실 덜도 더도 아니야 제 사랑에 흩날리는 거죠 나 사실 웅재가 아니다 넌 누구냐 스고이상이다 재우 형 어? 브랜나로가 잘생겼어 귀여워 귀엽네 벌도 더 놔요 그냥 제 사랑이 흩날리는 거죠 난 사실 무대 아니다 소고기 산다 재우 형 어? 브랜나로가 잘생겼어 개발했어요